불 타는 고추 짜장 안녕하십니까 맹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제가 먹방으로 찾아왔어요 제가 오늘 먹을 거는요 요 불타는 고추짜장 삼양에서 나온 거 요즘에 이거 사람들이 많이 먹길래 저도 한번 먹어보려고요 뒤에는 제 동생 멋지 멋지션 멋지션 안녕하세요 <laughs> 그럼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. 음. 좀 맵네요 계란은 네, 이렇게 아 맵네요 예뻐요? 진짜 매워 진짜 우 아. 와, 땀 보이세요? 땀. real 매워요. 아. 자, 오늘도 이렇게 맹선생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전 매워서 물 좀 먹으러 갈게요.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.